올뉴 크루즈의 디자인은 준중형 모델의 한계를 넘어서고 최보레만의 자존심과 감성이 느껴지게 해야만 했습니다. 단순히 크기가 아닌 그 이상의 강렬함을 보여주는 것. 그러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만 했죠. 강렬하면서도 정숙하게 더 크고 더 넓게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이제부터 크루즈는 변화한다.